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NFP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독특한 유형이죠 16가지 유형 중에 상당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MBTI를 만든 이사벨 마이어스가 INFP였다고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엔 MBTI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8가지 심리 유형을 만든 칼융 역시 아마도 INFP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INFP라는 거예요. 물론 MBTI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기까지 다른 여러 유형들이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최초로 이런 성격 유형 이야기에 빠져든 사람 중에 이 유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큰 유형이 바로 INFP입니다. INFP는 NF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데이비 커시는 NF그룹을 아폴론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아폴로라고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 다 같은 신을 지칭합니다. 이 아폴론 신은 태양의 신이라고도 하고 궁술의 신이라고도 하고 질병, 치유, 징벌, 음악 뭐 5만 가지 영역을 다 관장하는데요. 이런 거 다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딱 한 가지 MBTI와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 특성을 말씀드리면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겁니다. 델포이 신탁을 주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탁이란 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점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하죠.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SF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흑인 아줌마 영매가 나오는데 이름이 오라클이죠.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 NF를 이야기할 때 NT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N이라는 게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과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NT고요. 문과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 N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F는 인문학적 기질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NF 중엔 인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바로 종교와 연결되는 특성이 있어요. 인문학적 성향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종교적 성향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영성을 뜻하는 거예요. 스피릿, 영혼과 관련되는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N이라는 게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죠 예전에 제가 처음 직관을 설명할 때 신내림을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NF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직관은 크게 과학적 직관이 있고요 영적 직관이 있어요 과학자들에게도 직관이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직관으로 발견한 걸 사고로 풀어낸 거죠 직관적으로 아 이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후에 그걸 수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엔티들이 사용하는 직관입니다 근데 NF들은 좀 달라요 논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다기보다는 보는 거죠 뭔가를 보는 겁니다 뭘 본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NF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설날이 바로 얼마 전이었으니까 지금 한참 성수기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학에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점을 쳤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랬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거북이 등딱지가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고요. 그게 갑골문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델포이 신전에 올라가 신탁을 했어요. 거기에 상주하는 여사제가 아폴론 신과 접신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접신을 아폴론 신이 아니라 삼신 할매나 칠성님, 장군님한테 하는 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럼 NF들은 다 무당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무당 중엔 진짜 제대로 된 무당 중엔 NF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노스트라다무스나 바바 반가 이런 사람들 아마도 NF가 아니 아닐까 합니다. 예언자 바이블에 나오는 선지자, 에제키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NF가 아주 많을 거라고 봐요. NF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하자면 NF는 인문학에서 종교, 영성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영역에서 메인으로 활동하는 캐릭터들이다.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NFP가 바로 이 NF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알 융의 8가지 심리 유형으로 보면 INFP는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내향적 직관 반응면 INFP 외에 INTP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융의 심리 유형에서는 같은 유형입니다. 실제로 인프피와 인팁은 닮은 면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가장 기빨리는 피곤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은 얼핏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머릿속은 상당히 부지런한 편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비슷하고요. 물론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T와 F의 차이죠. T와 F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 아시죠. 근데 사람에 따라 이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확실한 F인 인프피가 있는가 하면 T와 차이가 크지 않은 F를 갖고 있는 INFP도 e 있습니다. 그리고 INFP와 닮은 유형은 ENFP가 있어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유형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INFP가 e 자신과 아주 가까운 소수의 지인들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 INFP와 e 비슷하고요. INFP가 가끔씩 혼자가 될 때 하는 행동이 INFP와 비슷합니다. 아까 NF 설명할 때 신내림이니 영성이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좀 거칠거나 원형 그대로 쉽게 말해서 원초적으로 나 나타나는 사람들이 ENFP, INFP 이 두 유형이에요. NFP를 보통 관종인데 4차원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4차원 느낌 일종의 똘끼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MFP는 내향적이라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 MFP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반면에 같은 NF라고 해도 m f 제 INFJ 이 두 유형은 이 영성적인 성향이 좀 더 정돈된 형태로 드러나곤 하는데 예컨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라든가 성직자 같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간 톤 다운되거나 정제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날것의 느낌은 확실히 MFP와 i n f 쪽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유형 중에서도 신기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INFP 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실제로 드러나는 건 MFP가 많이 드러나죠. 4차원 느낌이. 근데 그 세계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INFP라는 거예요. 호구 훗날 상상 혹은 판타지의 세계에서 꿈꾸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비현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무당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INFP 직업 더으로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소설가잖아요. 소설 자체가 비현실, 허구의 이야기죠. 자신의 머릿속에서 창조한 세계라는 거예요. 사실 작가적 성향이 가장 높은 유형이 INFP라고 봐야죠. 맨날 머릿속에서 누구랑 누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걸 옮겨 적으면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영화나 연극을 만든다면 주로 극본이나 대본을 쓰는 사람 중에 인프피가 많겠지만 배우 중에서 인프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ESFP가 연예인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인프피도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FP는 인기가 좋아서 연예인이 되는 거고요. 스타 기질, 무대 체질 이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프피는 그런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질색하는 유형이죠.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배우나 가수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들린 듯한 연기, 신들린 듯한 공연, 혼이 담긴 노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무언가에 홀린 듯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는 걸 말한 겁니다. 이런 신들림, 신내림 이런 게 인프피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내가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배역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역 캐릭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자리에 아폴론 신이 강림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보통 인프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찐따, 울보 이런 말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N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큰 그림을 보는 성향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F는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전체에서 분리되고 타인과 구분된 개인으로서의 독립성, 주체성을 주장하는 성향이 약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향적이면서 상황에 맞추는 성향까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INFP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요 아주 기묘한 역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피가 개인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개인주의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개인으로서의 나를 주장하는 성향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체를 보고 타인의 영향에 민감하면서 게다가 내향적이고 상황에 맞춰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허구헌 날 서로 치고 받고 물고 물리는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프피가 겉보기에 만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이 INFP와 알파벳 네 글자 모두 다른 유형이죠. ESTJ, ETJ 유형 해설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